안되겠다 이거 목렉 워크 보여줘야겠다 야, 이거 1600시간 1700시간의 자존심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저번에 랭? 배그 몇 시간 하셨어요? 5000시간이요 네? 5000시간 집 <gasps> 밖에 잘 안 나가니까 <laughs> 아저 게임 좋아해가지고 모군님 1600시간이라고요? 아아아저저저저 저저저 저 1700시간 1700시간 왜 좀 약간 반응이 좀 내다 버렸다는 반응인 것 같아. 아니요, 아니요. 저 뭐 되게 잘할 것 같은데. 아 잘해요. 잘할 땐 잘해요 제가. 어디로 갈까요? 오더 해주세요. 오더 오더. 어... 좋아요와 구독. <laughs> 아! 하늘 정원 가서 저희 옆에 짤집 돌면서 어, 제 뭐 심심하다 그러면 사운드 들리는 부캠이나 파라다이스나 저기 카오 가면 거든요 그죠?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루트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는 안 죽으시게 같이 내릴게요 <laughs> 따로 내리세요 따로 내리세요 오는데요? 두 명 오는데요? 두 2대1 가능하세요? 네, 네, 머리 위에 두명 네, 머리 위에 두명 <laughs> 같이 내려요? 같이 내려요? <laughs> 수밖에 없습 야, 개피 한 명 눕혀놨거든요 총알이 없어가지고 총알 가져가죠 파이팅 고쪽 고쪽 지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nice. 아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다 nice. 아 어표가냐니 장난치나 진짜 제가 지금 어폈어요? 우리 이제 아니요 아니요 어디로 어디로 가죠? 제가 자꾸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어디로 좀 아, <laughs> 오더 오더 해주세요 오더 오더 자자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거 지금 있잖아요. 네네네. 네. 오른쪽 대륙을 우리 걸 만들면서 오케이. smooth하게 약간 내려가는 느낌으로. 아, 그쵸. 방금 저 따라오시던 거죠, 그냥. 아, 아. 우리가 이 부트캠프로 진입해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부캠, 파이난, 그리고 파라다이스 레이소토에서 내려오는 라인의 친구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리 건널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<laughs> 때문에 지금 그 여기를 넘어가줘서 바로 이해하셨죠? 아, 이해했죠, 이해했죠. 게임은 이해를 해야 돼요, 이해를. 그냥 건너가자는 말 아니에요? 그냥 건너가자는 말 아니에요? <laughs> 그냥 건너가자는 말 아니었나요? 아니 근데 이게 건너가는 것도 그냥 건너가는 거와 안 그 생각을 하면서 건너 건너가는 거 이게 다르거든요. 이게. 혹시 드링크 네, 있어요? 혹시 그... <laughs> 네. 아 드링크 필요하세요? 네. 제전 재산 보여. 아 이거 이거 괜찮은데. 제 네, 다시 돌려드릴게요 구상도 하나 더 같이 더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진통제 하나 드릴게요 먹었어요 방금 어저어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어차피 뭐 똑같으니까 자 구상 내거 <laughs> 어 아까워요? 아까워요? 아니요 제가 하나 드렸는데 이거 또 하나 어어어 어, 어, 어. 앞에 앞에 집 털려있어 오케이 털려있어. 음 오토바이 차소리 차소리 오토바이 건너온다 이거 이거 잡읍시다 이거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추락 추락 추락 추락사 추락사 이거 제가 다 때려놓은 거 양념 다 쳐놓은 아, 거 알죠 알죠 알죠 알죠 <laughs> 아, 저는 딱한 발만 맞았습니다 어저 7탄 조금만 주시면 안 됩니까? 7탄 앞에 시체 있어요 어 이리 와보실래요? 어 우리 옷좀 어서 오세요 우동님 예, 예, 예 여기서 만났는데 어 제가 좀 배그 한 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맛있어 많이 먹어 여보님 네그 유튜브 각 잡으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<laughs> 마, 마, 막판? 막판 치킨 화이팅? 어, 근데 애들 잘 쏘네 그래 그 여기서 치킨만 먹으면 딱유아딱 완성될 것 같은데 아, 아 치킨만 먹으면 됩니까? 이거? 이제 앞부분은 이제 완성돼 있거든요? 아 오케이 아니야 대장이 그거 아니야 앞에 거까지 다 넣을 거야 앞에 거까지 막 이렇게 치킨 먹게 되면은 앞에 이제 조라하는 거 넣고 딱 치킨 먹는 것까지 마무리까지 아난안 죽어 아 뭐야 마이크 안 꺼졌어 아이가 마이크 열기 눌러놔가지고 <laughs> 아 그렇게 웃지 마 아, 나 얼굴 빨개진다 어, 마이크 왜 켜져 있냐. 자, 얼굴이 화끈거린다. 한명 어, 오, 네요 건방진, 어, 건방진 놈 한 명. 오케이, 이건 깔끔하게. 빠지는데요, 저 건방진. 야, 쫄았냐? 아, 쫄았네요, 저 친구. 반대 뭐. 저희 집입니다. 어, 1번에 있다. 확인, 확인. 하나 이동하는 거 확인. 이 집 들어갔어요, 한 명. 1번. 완전 조개피. 미쳤다. 보여요? 뒤에서 아 잠깐만 내가 눕힐게 이거 오케이 하나 기절 밖에 있는데? 다른 왔다 왔다 왔다 다른 팀 같은데? 수류탄 와 수류탄 nice. 어 수류탄 튕긴 거 와, 뭐 수류탄 뭐야 어 뭐야 <laughs> 어 수, 어. 수류탄 뭐야, 방금 뭐야 진짜로 시청가 없어 뭐야 엄청 가까워요 수류탄 건방져요 쟤네들? 그럼요 이거 사- 가서 후드랩 해주죠 아나 오케이 어 싸운다 아직 오오오 앞에 집저 어, 앞에 집이야 이거? 저기 저기 300, 300방에 담벼락 보이죠? 확인 확인 오케이 똑깔? 쏴요 와우 wow nice nice. 더 남아있겠다 얘가 보던 방향 조심 담벼락 끝한명 기절 왼쪽 왼쪽 끝 확인 확인 형형 아니 형이래 나 사, 사운드 차 사운드 오케이 얘 왔다 도로가로 간, 간다 넘어간다 같이 갈까요? 예, 고 뭐야 아, 아, 불타면서 살리고 있어 불, 불타면, 불타면서 살리고 있어 전우의 보소 전우의 와, 보소 어떡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뭐라 오오 sound sound. sound sound.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farming은 독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다 먹고 나서 그얘기는 세판 더 해주실지는 몰라. 어, 쏜다, 쏜다, 쏜다. 보인다. 끝에. 50. 찍, 핀 찍어놨어. 아, 근데 바로, 우리 발, 바로 돌기. nice. 와, nice 좋았어요. 와, 앞에 잘 잡아주셨다. nice 아 nice. 오, 아. 잘하시네. 나이스. 구독! 자빠졌어 폭로 잡을게요 공군님 왼쪽 뒤에도 있는데 너무 너무 터프하신 거 아닙니까? 미안해 다컷 다컷 nice. 컷 nice nice. 여기 바산 위에 언덕 찍고 근데 아직 아직 일곱 명이나 남았습니다. 여기도 있다. 얜또 바산데? 뭐지? 앞에 앞에 정면에 220 맞는다 돌 돌에 맞는다. 저기 끝났다. 있다 집에서 나갔다. 개컷 개컷. 나이스. 2대2 2대2 이얘 집인 것 같은데 오른쪽. 앞에 오른쪽 기절 앞에 여기 앞에 해우소 아 따고 따고 따고 올라갔다 들어갔다 어 화염병 있는데 <laughs> nice 와 치킨 먹었다 nice 와, 와 nice 3인분 하신다 nice GG 아, 아 이거 뭐 7인분을 해버렸네 와, 와 잘하신다 잘하신다 와 수류탄 엄청 잘 깠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방금 어땠어요 아니 저 멋있,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요거 약 나온 것 나왔어요, 같아요 강 나왔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네 강 나왔으니까 다행이네 <laughs> 다음에 또 같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몽구님 다음에 네. 또 같이 해요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